통깨 찹찹 잘 먹겠습니다. 빨리 물에 물에 물에 실고 약하고 이렇게 la sappia ovunque. 혹시 왜 막장에 찍어 주시는분 계세요? 막장에 찍어 보고 진짜 맛있어. 전어는 보통 뼈채로 이렇게 썰잖아요. 그러니까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. 노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 냉면 육수에 어 진짜 맛있는 회무침이 퐁당 빠진 느낌? ごめん 행복해요. 오늘은 땀도 안 흘리고 불도 안 쓰고 시원하게 진짜 잘 먹었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! 빠이빠이